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 쌍둥이의 TV 미국 한국 홍역 쌍둥이 구독해주세요! 헬로 낮은 지역 TV 미국 한국 혼혈 쌍둥이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일단은 아파트에 살면서 복도 나갈 때 이웃들이랑 마주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염 위험, 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 사는 단독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우리 안마당입니다. 네, 쓰레기통이 있고 네, 우체국. 와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새 집입니다. 자, 여기 우리 거실입니다. 네, 좋아 뭐 보이죠? 아니 참혀. 자, 이렇게 소파랑 TV도 있고 밑에 폰도 넣고 여기 와이파이 라우터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가족 사진과 제가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여행하면서 얻었던 수비니어들 여기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일단 바닥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여기가 약간 우리 다니는 주관입니다또 여기 뒤에 보시면 주방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는 제 방이다. 후방. 이렇게 약간 들 여기 여기는 되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방에 일단은 여기는 2층 다락방으로 가는 문입니다.